어, 어, 좀 잘한 것 같아. 약간 실전에가라지는 어, 좀 잘한 것 어, 같아. 네. 역동적으로 움직여도 되나요, 혹시? 어. 각종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하여 맛있겠다